안녕하세요 빠른미장원 세훈쌤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에서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, 까호를 모셔봤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케이커피 타임의 까이라고 합니다 <laughs> 부담스러워 Pour la nouvelle année, j'ai envie d'avoir des nouveaux cheveux 그래서 아마 핫핑크 어떨까 해서 핫핑크요? 네! 오... 해볼까? 요? <laughs> 그래서 완전히 오늘은 스타일을 바꾸는 걸로 네, 고 네. 싶으신 네. 거죠? 너무 심심하죠 네. 이거 네 2019년 새해가 이제 되었으니까 네. 다른 느낌으로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염색을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네,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? 네 고! 예! <laughs> 머리를 좀 탈색을 한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염색을 컨책은 아무래도 못생긴 게 나올 수 있어요. 네. 괜찮아요? <laughs> 네. 너무 웃겨요. 그게 <laughs> 언제부터 그 라디오 그 했어요? 뭐 어떤 어... 거예요? 라디오는 3년 전에 음. 한번 해봤는데 음. 어, 2년 동안 근데 어, 수업 때문에 끝나고 음. 너무 그리워서 왜냐면 음. 프랑스에서 한국 음악이 사실 K-POP을 되게 유명하잖아요. 음. 근데 개인디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저는 개인디즈를 되게 좋아해요. 브 음. 락이나 힙합이나 프랑스에서는 음.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초대하요왜 프랑스 친구들이 K-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? 아마 외모 때문에? 아 진짜? 네 아이돌 외모 때문에 그리 적이다 이런 얘기는 네. 몰랐어 그건. 그라피도 춤도 잘 추고 응. 컨셉이도 많고 색깔도 많고 좋아서 아마 그 때문에 왜냐면 유럽이나 프랑스만 아니고 사, 어, 사람들이 케밥을 잘 들지 않는데 잘 봐요 아, 이런 듣지는 느낌? 않고 잘 보는구나 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? 이렇게 하고 j'aimerais bien travailler dans la musique coréenne, mais c'est dur. <laughs> Euh, 프랑스에서 개인기 공연을 만들기 이런 아 거를 해보고 싶어요. 인디 밴드. 아 인디 밴드. 네. 오 멋있다. 방송에 인디 밴드. 아 진짜? 네.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같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케이팝만 유행하니까 아. 개인 인 밴드를 프랑스에서 아. 오면 사람들이 막누야 이런 느낌인 아, 그런 게 있구나 자 이렇게 염색이 <laughs> 탈색 <laughs> 자 이렇게 제가 탈색을 다 발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헹구고 이제 핑크 머리 핑크색 머리로 입혀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 자 막간 이용해서 우리 깨머리 와! 흑겨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소절만 아 근데 아, 노래를 잘 못해요 아 가사가 뭐였어요? 나의 세상에 나는 어느새 들어와 있네 나의 생각에 아싸 이제 탈세를 마쳤는데요. 뼈골이 지금 아직 확인은 안, 상, 네. 안한 상태인데 너무 궁금해요. 눈을 뜨고 <laughs> 한번 보실까요? 네. 하나, 둘, 둘 셋. 자 이제 말리고 다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50% 정도만 말릴게요 이제 보시면 예쁜 영롱한 <laughs> 핫핑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살롱만의 특급 레시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? 설레요 설레요? 그리고 색깔이 잘어울린것 같아요 네 그럴 거예요잘 어울리실 것같요 자 그러면 저희 2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를 샴푸를 했, 어요 저희가 한번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너무 예쁘다 잘해봤지? 커트를 살짝 하고 그 다음 말려보겠습니다 머릿결은 이제 진짜 너무 예쁜데? 색깔 싫어해요? 싫어요. 너무 좋아요. 색깔 싫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머리만 말리기만 했는데도 이제 갸골 그 머리 자체에 약간 방곱슬이 셔가지고 들어가게 잘 좀 다듬었어요.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되고 어, 저는 오늘 이제 머리 하러 오셨으니까 살짝 이렇게 드라이만 해드릴게요.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변신해서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까홀님의 머리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이랑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.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데 네, 오늘 함께 이렇게 어, 저희 어, 채널에 오셔서 머리도 한번 같이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설레요 사실 왜냐면 색깔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아, 감동이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. 네,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Si vous avez aimé la vidéo, n'hésitez pas à vous abonner et à aimer la vidéo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